해파랑길입니다 여기는 울산 울산입니다 울산 지금 우리는 울산의 해파랑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강이 있고 누각도 보이고 또 빌딩도 보여서 참 좋네요 태화강 태화강입니다 똑단 아이가 말은 수줍음과 부끄러움 작약, 자격 주영덕이 원산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니하고 안 맞다고 안녕